안녕하세요 나라예요 3월이 되었는데 다들 몸 조심하고 계신가요?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끼고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서 아프지 않도록 해요 그럼 3월 예고 하겠습니다 3월의 표지는 저 나라 썸데이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저예요 3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먼저 3월 생일은 누구? 3월 2일 바로 내일이죠? 핸델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3월 8일은 큐리의 생일! 3월이 생일인 친구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다음 예고는 버추얼 유튜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나라에게 새로운 목소리가! 이제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나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끝으로 이만 나라를 연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연기한 영상들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나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샤이니스타 본편이 어느새 52화를 마치고 끝이 났네요.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는 새로운 나라와 함께 버추얼 유튜브에 좀 더 집중하려 합니다. 새로운 버추얼 나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생방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버추얼 나라의 영상들이 앞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생방송 요일과 시간 그리고 영상들이 업로드되는 요일은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새로운 나라가 진행하는 영상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많은 응원과 사랑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